아 덥다 화채 오랜만에 먹고 싶네 하나 주문할까? 어서오세요. 주문 도와드릴까요? 화채 하나 주세요. 네, 완성되면 불러드릴게요. 아, 왜 아, 이렇게 잠이 오냐. 가진입니다. 가진님, 여기 봐주세요.